널 밀어냈지 더 미련 없이 만남 후엔 헤어짐이야 그렇게 너를 보내야겠지 Set you free 이젠 자유롭기 원 차갑게 식은 공기에 너의 빈자리만 남아 덩그러니 추에 너무 또 넓은 바다에 서로를 알게 되었잖아 에 거친 파도에 잠깐 쉬었다 간 걸로 만족할게 이 노래는 for my story 언젠가 네 자리에 네가 있길 내가 있길 지금 너의 갈 길에 우리 하지 아, 아 서로들은 길을 걸었지 아, 아 시간은 우릴 감싸고 서로를 다시 찾았지 먼 길이 돌아서 왔지만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It's been a long time We were together through Fake and thin and we won't desert each other now